개 나왔나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한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요즘에 조제라고 영화를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해보겠습니다. 한숨으로 채워지는 요즘 지금을 소홀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낙같이 순수한 이들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영화 예! <laughs> 어, 가능! 스팸이라면 먹을 수만 있다면 짧은 머리 롤러코스터 음... 바다 비니 한상 차림 어머 음. 인터뷰가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<laughs> 그래도 오랜만에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주제 개봉하니까 많은 분들 어,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BH 유튜브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